like it's 같아요 지금부터 나만 봐 알았어? 나만 봐 일단 저번 자켓 촬영 때는 노예요 진짜 노예였는데 공기가 많고 뭔가 산뜻한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있습니다 Thank you. 나도 배워야 돼 이제 빼고 나 어. 잘했어 됐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멤버들못 봤기 때문에 많이 보고 싶었고 이렇게 오랜만에 또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이콥입니다 멋있고 어, 감정 있는 노래여서 저희가 좀더 멋있게 오늘 뭔가 보라색 깃털에 감성이 묻어나는 촬영을 한 것 같아서 뭔가 기분이 좋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공기란 존재는 더비 여러분들 저를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주셨잖 같아요 제 나이도 지금 그렇고 19살에서 이제 20살로 넘어가는 그 시기이기도 하고 뭔가 그 소년에서 남자 그 사이 학생이랑 그 성인 그 사이에 뭔가 비슷한 공통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스스로 그래서 그냥 지금 제 자신을 그냥 표현한 것 같아요 어, 저에 있어서 동기란 법이죠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없어서 안 들고 공기 같은 존재 하면은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거고 제가 생각한 답이 아 그냥 내 자신이 소년이고 내 자신이 남자니까 그냥 내 자신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제 모습 그대로 그냥 편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 공기 같은 존재는 아무래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더비분들 사랑하는 분들 때문에 제가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밝고 힘이 넘치는 나무 자기 촬영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예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street smart 캐주얼 이렇게 근 오늘은 조금 더 댄디하게 좀 멋있게 소화하고 있나요? 코트를 <laughs> 입었어요 가을 이제 겨울이 되니까 따뜻하게 목을 감싸주는 이런 커트를 입었는데 뭔가 노웰이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핑크머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안 예쁘게 보시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저도 마음에 너무 금발이 이어 제일 마음에 드는 그래서 약간 보컬적인 부분으로도 퍼포먼스적인 부분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곡이니까요 되게 봐주세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되게 제가 또 연구도 많이 하고 저는 아무래도 어, 제 자체가 아닐까요? 네, 공기 같은 종류는 무대가 아닐까요? 저희 관객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 좋아서 듣고 있어요. 멤버 뭐 개성이 있어요. 개성 있게 노래도 잘 표현되고 자켓도 멋있게 찍어고 어느 하나 안 어울리는 노래가 없는 것 같아요. 포인트거든요